가족은 교화 대상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인 것 같아요. 가족들한테는요. 교화하겠다는 마음보다 그렇죠.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가족들한테 배우세요, 여러분. 가족들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배우세요. 어, 나보다 잘하는 부분들 배우세요. 가족 아니라 모든 중생한테 여러분은 배워야 돼요. 나보다 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. 어느 중생 이라도 나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.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보다 잘하는 부분들이 다 있으셨어요. 어느 어떤 중생도. 제 장담합니다.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어떤 중생도 저보다 나은 부분들이 다 있으셨어요. 제가 배워야 할 구석이 다 있어요. 육바람을 상해서 제가 더 배워야 할 부분들이 다 있어요. 모든 중생들한테 배워서 내가 녹여내면 내가 그만큼 더 큰 보살이 될 수있습니 모든 중생에게 배웁시다. 끝없이 겸손해져야 돼요. 비굴해지라는 게 아니라 음, 우리 공부한 것만큼 자부심도 생기고 다 좋은데 자명하거든요. 분명히 나보다 더 나은 구석이 있거든요. 그걸 인정 안 하는 거는 어떻게 이게 겸손, 겸손이면서 동시에 자명한 거예요. 자명하지 않은 거예요.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자명하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뭐, 뭘 기준으로? 어느 부분에서 좀 낫더라. 이건 가능하죠. 분명히 저 사람도 나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. 인내를 더 잘하건 남한테 더 잘 쏘건 뭐라도 나보다 나은 거 있어요. 평경심을더 잘 지키건 늘 상대방한테서 장점을 찾아내서 배울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. 단점 찾아내서 비방할 생각만 자꾸 하면 소시오패스고요. 상대방 장점 찾아내서 배울 생각하면 보살이에요.